펜타! 펜타! 아, 나이스! 사실 너를 그렇게 어려운 게임은 아니거든요. <laughs> 아니 무성이랑 표식이랑 다 있네. <laughs>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이렇게 별표를 치냐면 내가 표시기를 저번에 표시기 방송 중이었는데 아 표시기를 연속으로 네 번 만난 적이 있어 그 최근에 한 2주 전인가? 아니 그때 그때 표시기 만난 그 네 판을 다사용패봤거든 근데 첫 판은 표시기가 던졌어 맨 마지막 판에 그래서 표시기 그 다음 판에 또 만난 거야 같은 팀으로 그래서 내가 채팅으로 이렇게 쳤지 세 개를 표시기 방송 내가 그때 보고 있었는데 <laughs> <laughs> 표식이가 아니 표식이가 뭔가 나랑 같이 게임하면은 자기 플레이대로 안 해. 뭔가 표식이가 원래도 원래 같으면은 blue 자기가 먹는데 뭔가 나한테 주고 뭔가 자꾸 억압받는 느낌 음치를 봐요. 나 다 준, 난 나 정글한테 blue 다 주는데 웬만해서. 아니 야 리시 리신이 정글인 줄 알았는데 왜 리신이 top이냐고. 이게 맞냐고 아니 무성아 상대 리신 미쳤는데 전적? 리신 승률 90%야 상대 mid는 톨란드고 머리 아프네 정보 mid 새끼도 돈에 미침? 나가? 음. 소식이 울고 있네 <laughs> 아! 잘못했어 아 얼마 안 당하는데 엄... 와! 이야 골고수네 이거 미쳤네 야 아, 실화냐 씨 아이 이건 생각도 못했다 고마워 아씨 그냥 맞췄으면 잡았는데 <laughs> 아 이걸 못 맞추네 골배형 우디를 <laughs> 나이스 아싸게 꿀 그만해 어, 멈춰 이씨 아. 하지 말랬지 내가 <laughs> 아 진짜 생각 존나 네 <laughs> 그만해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거 이거 르블 나온다 르블 나온다 르블 나온다 아니 무성아 왜 한 걸까? 무성이가 아니고 무지성이었네 오호 아니 이거 왜 맞, 어떻게 맞추는 거야 어 안돼 안돼 포탑골드 주면 안돼 오케이 nice. 근데 내가 CS를 못 먹었네 포탑골드 무조건 먹으려 할 텐데. 씨 와, 저거 사기 아니냐? 아이스! 어, 포탑골도 이제 먹어도 상관없죠, 사실. 안돼! 엄... 이가 없어 만트라가. 어? 좋됐다 저건 못 살리겠네. 아군이 살렸습니다. <laughs> 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넌 일로와 아 이게 안닿네 다땅야거라 알아서 가보라 아저 진짜 계열받네 아 진짜 루블라 저 버프하는 새끼 아이 터졌나 진짜 야 인간이 아니야 저걸 왜 버프한 거지? 진짜 짜증난다 아니 이걸 왜 버프해 진짜 진지하게 만나 길이 아 제발 제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잘못 봤 컷! 펜타! 펜타! <laughs> 나이스! 우후! 사실 너이 그렇게 어려운 게임은 아니거든요 <laughs> 시즌 윗대 제라스로 펜타키 한 이후로 6년 만에 랜겐 펜타키 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그 그런 게 나와? 바론 기간 사라진다 무성아. 난 너 버릴 거야. 와. 아. 아씨 내 바론 기왕 아, 어, 아이, 어, 속갔네? 보여주나요? 보여주나요? 보여주나요? 아, 잠깐만. 오! 이걸 이기네. 뱅크에서 다섯 명 죽이는 건 오랜만이지만 시청자 부모 다섯 명은 시초컷. 나가! <laughs> 저거 음성 뭐야! 아 죽었나 진짜? 아 나 액티브템 3개 이상이면은 뇌사 오는데? 하하 이거 어떡하지? 나 같은 틀딱은 손가, 손가락이 5번까지 는안 닿는다고 아 미안 정말 어? 야 아펠이 걸 아싸! 잘한다 잘한다 우리 팀 <laughs> 잘한다 잘한다 오! 오! 오! 오! 오! 아! 형섭이 실 진짜 완전 대박인데 이, 이. nice! 표식 표식 대황식 킹황식 아 잘했다 아 이거 미드 처음에 솔킬다 이거 안 좋은 구도였는데 아 근데 톨란드 루블랑 잘한다 그래도 pentakill은 좀 느낌 있었다 인정? 오호 홍준표식 어디로 나가 표식이 주인공이라 곽감받을 때 나는 주인공은 아니어도 옆에서 감칠맛 나는 유해진 역할 해주는 김영섭이 최고였다 크크 아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아이 아니에요 나 이렇게 억빠하는 거 싫다니까 자꾸 그러네 근데 솔직히 이거 펜타킬 아 이건 진짜 근데 니딸 다시 마렵네 6년 만에 다시 펜타킬이니까 한 번만 더 보자 솔직히 근데 좀 잘하긴 했어 자 이렇게 팀들 다죽어나가는 와중에 팀 이거 누가 봐도 망하는 각이잖아 인정? 누가 봐도 망했잖아 맞아 아니야 바로 그냥 어? 그냥 어? 진짜 여기서 레전드였던 거. 이 르블랑을 쫓아가면서 뒤 뒷라인을 보면서 큐를 야물딱지겠다 맞춰버리면서 이거 카르마도 죽는 거였거든 이거 이거 아펠이 둘 다 잡는 각이었는데? 그러면서 이거는 솔직히 표시가 딱 양보해주고 아 완벽했다 완벽했어 근데 팀이 잘하긴 했어 저거 하지만 밥상 위에 어 숟가락 올리는 것도 잘하는 거야 아주 고봉밥을 이만큼 펐잖아 어? 포크레인인 줄 알았어 이런 게 리딸이지 크크 누구처럼 아이. 존나 못해놓고 억울한 척 공감해달라고 리딸하는 게 리딸이냐 크크 너 말하는 거 아니다 현섭아 아 그래? <laughs> 아니 나도 너 밴할려는 거 아니냐 어 그래 어아씨 이 정도로 김현섭이 첫 빨아주면 곧 있으면 표식 이 새끼 롤챔스에서 캠으로 코 존나 키우겠네 크크 야 지랄 좀 하지마 오바 싸지마 좀 어? 저 새끼 그냥 어? 팝콘 TV에서 돈에 미친 역캠 법방 은들게 되어야 한다던데 너 가면 우승가 아님? 나가 씨. 어, 방송 개꿀잼이네요. 이제 계속 찾아오고있습니다 저렇게 신사적으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씹어봐? 왔노? 이럴까봐 무섭다 나 진짜로. 한태훈 상대하기 싫다. 아 제발! 어? 이... 아이, 어, 아이, 어, 아이. 엄 진짜 진짜 하기 싫다 진짜 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지? 왜 죽었을까? 여기 삼거리 시야 체크했었잖아 이걸 왜 죽어? 뭐 뭐해? 야? 왜, 얘, 왜, 아니, 인간적으로 보자마자 E를 여기 아래로 벽을 넘으면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빡치네 그냥 아니 이거 봐봐 일단 판테온 여기서 1kill을 쳐먹고 시작한 것부터 난 기분이 나빠 아 그거 이 멍청한 새끼가 근데 이 여기서 갑자기 나한테 red를 봐달라는 ping을 찍는 거야 보시, 보이시죠 지금 그부 red 간다는 ping. 아니 근데 이거 미드 딜교 보시면 알겠지만 미드가 딜교를 존나 잘하거든요 여기 내가 red 들어가는 바람에 지금 minion 지금 두 개 날리고 라인 주도권 뺏겨가지고 지금 판테온한테 턴이 생겨가지고 판테온이 피 없는 상황에서 판테온이 집 가는 상황이 생겨서 여기서 부터 꼬였어 아이 아이 뒤진 새끼 때문에 이 이분이 이 사람 쇼미 텐 지원하나요? 템포가 너무 빠른데 혹시 이분이 머시론 아기벤 놈인가요? 나아가? 상대 잭스와 좀 치는 앤가 보다 상대 잭스 most one이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니달리 전판 그부라고? 꼭 저런 새끼들이 적팀 가면 존나 잘한다니까 아이, 어. 저런 놈이 적팀 가면 캐니언 빙이 한다고 깔라 아잉 어이 아잉 어이 아잉 아잉 어이 진짜 비에고가 잭스 하드카운 아니 잭스가 비에고 하드카운터인데 이 정도면 존나 잘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중입니다. 허기 정도 해야 grandmaster구나 스미야 벌벌 떨린다. 뭔 놈이야 저건 또. 진짜 정글 새끼 어? 바뀌니까 바로 자 이거 봐. 어? 게임이 얼마나 평해. 저저 니달리 저 새끼가 진짜 없다니까 제 상대 예제. 18대 세 게임에서도 12분 동안 탑 1차가 안 밀리는데 15분 57. 어허 아, 어허 여기 그런 말 아닙니다. 어허 이 새끼 멈춰. 어허 포탑을 파괴했습 어? 저 새끼 따, 따먹으러 가야겠다. 어? 나이승 상대 탑에게 벽을 느끼게 해줬다. 김영섭이라는 완벽 이거 명예 표식님 건가? 부끄럽네요. 나는 표식이 줬는데 씨발 다음엔 나도 안 줄 거야 아니 근데 진짜 아까 그 소울캐 자면 한번 다시 되돌려볼까? 두솔치기 좀 멋있었는데? 그 피피 50, 피 몇이었지 나? 걔 조딸피로 아니 솔직히 멋있었잖아 인정해 안 해? 여기서 이거 끊는 것도 대단하고 이거 안 끊었으면 잭스가 텔 타고 와서 여기 라인 freezing하고 망하거든 여기서 잭스가 약간 같이 한번 한 거거든 이거를 진짜 이거는 어? 레전드였다 진짜 이거 Q 이거 어? 비, 비에고 Q passive로 피우파는 어? 레전드 판단 야 진짜 나 왜 이렇게 잘하니 이거 천재인데 그냥 이번 판 미드피오라로 이기면 만원? 이야 진짜 어? 좆그지 새끼가 여기서 뭐 어? 만원으로 생색내네 너 방송 키고 twerking 추면 내가 만 원 줌 너도 해봐 <laughs> 아 님들 말고요 야 근데 이 새끼들 맨날 나보고 몸파는 창렬하더니 나는 적어도 5만원 받고 하는데 이 새끼들 봐라 어? 만원에 twerking 추면 준다니까 어? 니들이 나를 창렬하고 욕할 자격이 있냐 이게? 아 오늘 기분 좋게 이겼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할까? 방송 오래 하는 것보다 니 웃으면서 짧게 방송하는 게 더 좋아? 억밤면 니가 그런 식으로 얘기해주니까 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네 고맙다 나도 그럼 가기 전에 유류 내무해주고가죠 나도 어디 가야 해서 빨리 그렇게 나가 투게더나 좀 보고 갈까? 투게더만 좀 보고 씹서베 칼날 가제맨 커버 오좀 멋있는데 시발 아니 이거 나야? 내 목소리야? 내 목소리가 이래? 아닌 것 같은데? 야 잘 만들었다 와 그, 고퀄인데 그래도 꽤? 아니 근데 재승이 방을 요새 너무 많이 봤더니 씨발 자꾸 뭐가 들린다 <laughs> 아 그만 봐야 될 것 같아 정신이 어지럽네 형섭이 뉴비 스트리머한테 참 좋은 거 가르친다 이거로 램 사고 군대 미뤄 그리고 아빠한테 램 사야 한다고 돈 달라고 하고 그건 용돈으로 쓰자 근데 그 러브갈리오 이 씹새끼는 8g 램으로 감성 팔아서 구독자한테 16g 램 받기로 했는데 형섭이가 준 램값 뉴비 치킨값 돼버렸노 어 크크 그, 8g? 그, 아 8기가 8기가 아 나 순간 <laughs> 아니 얘가 잘못 쓴 거야 야 8GB로 써야지 어? 8g으로 읽지 어? 8GB라고 써야지 맞아 아니야 8kg 맛있겠네 나가